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전인지 선수가 얼마 전 기아 클래식 2라운드에서 스코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제출하여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앞날을 기약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상승세였던 터라 이번 실격은 팬으로서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은 프로 선수들의 황당실격 탑7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구골프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황당실격은 그 이유도 다양한데요. 보국 골프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7위는 1940년도 US 오픈의 에드 올리버 선수입니다.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선두 그룹에 있던 올리버가 속한 존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티오프를 하다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선두 그룹에 있던 선수들의 구제 요청에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6위는 2010년도 LPGA 캐나다 오픈의 정일미 안시현 선수입니다. 1라운드 18번 홀에서 티샷을 비슷한 위치에 보낸 두 선수는 실수로 서로 공을 바꿔친 사실을 경기 후에 알게 되었고 이를 경기위원에게 자진신고했지만 억울하게 실격당하였습니다. 5위는 1996년 그레이터 하트포드 오픈에서의 그렉 노먼입니다. 1라운드를 선두로 출발했지만 미국 골프협회에서 인증받지 않은 공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4위는 2010년 도이체뱅크 챔피언십의 체드 캠벨입니다. 대회 현장에서 선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회 도중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PGA 투어에서는 사전 참가 신청 외에도 현장에 도착하면 출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3위는 2010년 바클레이스 대회의 짐 퓨릭입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알람을 듣지 못해 늦잠을 자서 경기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실격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친구놈도 제 인생에서 실격되었으면 좋겠네요. 2위는 2013년도 JLPGA 니치레이 레이디스 안선주 선수입니다. 플레이 도중 캐디가 나침반을 사용하여 동반 플레이어의 신고로 실격되었는데요. 당시 캐디는 일본 골프장 소속이었다고 하네요. 비슷한 사유로 경기 중 아이언클럽에 웨이트 추를 끼워 스윙 연습을 하다 실격된 선수도 있습니다. 1위는 국민영웅 박세리입니다. 2000년 오피스 디포 대회에서 스코어 카드에 서명하지 않아 실격당했고 2003년